모처럼 테니스를 치러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아미르 씨. 그런데 어째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네요. 아미르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? 여초도 하고 아주 신나 보입니다. 특별한 점은 안 보이는데요. 어?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? 갑자기 다리를 흔들어 보이는 아메리 씨. 다리를 절룩거리는데 괜찮은 걸까요? 결국은 코트에서 나오고 맙니다. 안녕하세요. 싱가포르 테니스 라이프 아미르 TV 아미르입니다. 부상이 좀 왔어요. 종아리가 맛이 가서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테니스 스케줄 잡아놓은 거를 다 취소를 했거든요. 음, 몇년 전에도 종아리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는데 한 달 반 정도 테니스를 쉬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그 단계가 오기 전에 재빨리 멈춰서 심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. 다행이죠. 부상을 계기로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응급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재활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거 어, 왜 그랬을까요? 무리해서 그렇습니다 네. 일단은 제가 일주일에 네 번 정도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 2주 정도 전부터 약간 다리 오른쪽 다리가 약간 땡긴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허이 근육이 좀 안 좋은가? 안 좋은가 하면서도 계속 이제 테니스 치러 다니고 레슨 받고 저번에 제가 다쳤을 때는 소리가 빡 났어요 빡 누가 공을 뒤에서 나를 종아리를 빡 때렸나? 그런 느낌이 들면서 팍 터졌었는데 이번에는 지가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멈췄어요 처음에 그 부상을 당했을 때는 탁 터진 순간 그 순간 다음으로 너무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정말 콩콩콩 통피어가지고 집에를 가고 집에 도착해서 이제 남편이 저를 업고 올라갔죠. 업된 절대로 1번은 마사지를 하시면 안 돼요. 예, 보통 어, 지났으니까 풀어야 돼 이런 처음에 잘못 판단을 하시고 마사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마사지를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. 마사지가 좀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마사지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. 그날 당일에 집에 오면 얼음팩? 얼음팩 같은 걸로 찜질해서 그 상처가 난 근육을 좀 진정시켜주고 그 종아리 보호대 같은 걸로나 아니면 군대로 압박을 해서 주무시는 게 좋아요. 무조건 병원을 가셔야 돼요. 왜냐면 근육이 그냥 파열이면 물론 쉬면 낫는 거예요. 하지만 이 근육 파열이 종아리 근육이 보통 이제 터진다고 하죠. 이 종아리 근육은 아니고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무조건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돼요. 재활이죠. 어떻게 해야 되느냐. 한국에는 정형외과 가서 뭐 이러저러한 시술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싱가포르는 그런 거 없어요. 있겠지만 그러 specialist를 가려면 예약을 해야 하고 이런 물리치료가 비용이 크고 이렇거든요.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쉬셔야 돼요. 이게 쉬는 게 정답이에요. 근육이 파열이 됐거나 뭐 다른 부위의 부상도 그렇지만 쉴 수밖에 없고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쉬었는데 화 좀 나. 근데 그럴 때 다시 치시면 안 돼요 아! 저처럼 특히 경미한 부상일 때 그럴 때 좀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일요일 저녁에 테니스를 치라 그랬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근데 어제는 상당히 불편했어요 어제는 병원에 갔을 때도 상당히 걷는 것도 불편하고 좀 그랬는데 오늘 아침도 그렇고 계속 시시때때로 나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얼른 영상을 낮게잖아 영상이지 유나게 listen to your body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나, 좀 나은 것 같아서 절대로 치지 마 뭐가 이번에는 찢어질 수도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만 참아 선생님은 2주는 쉬려고 했지만 제가 2주는 제가 이 정도 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쉬어보고 그 레슨도 잠깐 한 번 더 쉬고 수요일날 한번 더 정식으로 게임을 해봐야겠어요 모두들 조심하세요